아 내가 먹을 건데 멤버들이 먹는 거 보다가 한 번 끝나고 이게 남은 걸 보고 그냥 마이크도 안 먹고 바로 먹거든요 맛있어요 원래 떡볶이는 식어야 맛있는 거라고 이거 신조리 주인? 이거 신조리 주인? 주인 누구 건지 모르는데 먹지 마세요 어, 아 그리고 또 어제 비앱을 통해서 유정이 형이 선물해준 조그 팬츠 출근길 때 입고 온다 했는데 입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제 유정이 형이 조그 팬츠를 입기 위해서 새 옷을 이제 윗옷은입새 그 옷으로 사서 입었거든요 제가 그 옷을 사 입으려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입은 거예요 절대 유정형의 조거 팬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은 게 아니, 안 입은 게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조거 팬츠 유정형이 사준 거 잘 입겠습니다 오늘 유정형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어? 거기 아, 약간 약간 취할 뻔했어요. 네. 이게 걸릴 뻔했어요. 자, 자, 자, 너는 지금부터 내 말에 따라하게 된다. 박러부짱 이거 진짜. 박러부짱 이미. 박러부짱 아, 뭐해 왜안 따라해?